뭐 먹을 사람? 뭐 먹을 사람? 돈가스. 아 돈가스. 돈가스. 최근에 먹어. 뭐 일단 돈가스는 이제. 아 근데 어. 이거 일단 리에치는 퇴출시키겠 네, 퇴출시키 나가주세요. 왜요? 일단... 모두가 싫어했어요. 그럼 그럼 딱 했을 때 메뉴를 얘기했을 때. 그럼, 그럼. 모두가 싫어한다. 그러면 퇴출. 그럼 아, 메뉴 한번 말해보세요. 나가주세요. 아, 메뉴 먼저 말해보세요. 곱창. 어? 나안 해. 야난 괜찮아. 범이 곱창 못 먹는 거 알면서. 서테이커스. 아스테이 별로. 아 서테이크. 그건 수요 먹어. <laughs>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싫은 거야. 근데 네. 분말 어. 표출 있을 시에는 뭐 그건 알아서 어. 합시다. 내가 이긴 족발이 그럴 때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. 보! 보! 아잠 너무 빨라. 가위보 아! 아! 어? 이거 우견이 뭐지? 뭐 샀어? 아! 먹어 근데 이 친구 있었어요? 무기요? 네 무기였어요. 지금 우리 이거 쓰니까 맞춰줄 필요 없는 거잖아. 먹고 드시면 되지. 아, 나 피자 아, 먹고 싶어. 피자. 어 좋다. 어 좋다. 어디서? 그러네. 뭐, 미스터 뭐. 프리저. 괜찮네. 어. 진짜 맛있겠다. 아니, 나인이가 살려면 러브형한테만 지금 궁금하다. 안러브 힘내라. 지금 곱창 피자 나왔습니다. 절단이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아, 아. 진짜 몇개 없어. 너 먹을 수 있어. 절너 얘기나 해보거라. 어, 아, 어. 어. 뭐, 저국 좋습니다. 국어국도 예? 뭐 좋습니다. 예. 예. 국어먹습니 뭐 얘기 한번 해보거라. 저 국국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, 고등학교 때. 어햄버 아, 뭐. 수제거? 햄버 수제거? 햄버 수제거 괜찮은데? 내가 어제 먹은 바로 그거? 햄버 수제거 나도 엊그저께 먹은 바로 그거 심지어 어제 짜게 <laughs> 먹었어 아 진짜 왜 이러냐